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운동하는 방법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면서도 신진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도중에 내가 막 먹었다고 다이어트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칼로리 소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방법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먼저 간단한 골반 교정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한쪽 다리를 들어서 접어준 뒤 배 쪽으로 당겨줍니다. 10초간 정지해줄게요. 그 상태로 발을 들어서 골반 쪽으로 이동을 한 뒤 다리를 밑으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대로 10초간 정지. 이제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준 뒤 몸을 트위스트 해줄게요. 그대로 10초간 정지해줍니다. 다음 무릎 밑에 손을 넣어준 뒤 무릎을 위로 일직선으로 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쪽으로 다리를 당겨준 뒤 내려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편 다리도 들어서 접어준 뒤 배 쪽으로 당겨주고 10초간 정지해줍니다. 그 상태로 발을 들어서 골반 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리를 밑으로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고 똑같이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정면으로 돌아와서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무릎을 일직선으로 펴줍니다. 다시 무릎을 접어주고 살짝 당겨준 뒤 내려줍니다. 이제 두 다리를 들어서 몸쪽으로 접어서 당겨줍니다. 그 상태로 두 다리를 배와 맞붙게 안아서 10초간 정지시켜주세요. 다음은 무릎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두 다리를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직각 상태로 접은 뒤 발에 박수치듯 부딪혀줍니다. 다리가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발과 발을 너무 세게 부딪히지 말고 적당히 힘을 조절해 가면서 부딪혀주세요. 다 하셨으면 다리를 모으고 몸쪽으로 다시 한번 당겨서 안아주세요. 다시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다리 전체 운동 겸 종아리 알을 빼주는 운동인데요. 종아리를 각각 발등으로 두들겨줍니다. 왼쪽 다리부터 오른쪽 발등으로 두들겨줍니다.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다리 트위스트 동작인데요. 다리를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서로 엇갈리게 트위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뒤꿈치로 허벅지를 쳐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를 내려놓고 팔과 다리를 털어줍니다. 그리고 쭉 몸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오늘 침대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침대 위에서 누워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끝이 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칼로리 소모 왕창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